이번에는 사칼파인데 음, 메노란 다 등록을 해준 상태고 어, 일단은 여기는 나중에 박하 구하러 오셔야되니까는 왼쪽 로비에다 그런 거있니다 일단 은 무시하고 통과를 할게 네, 통과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복마의 방울 있으면 좋죠 네. 왜냐면 이제 좀 껄끄러우니까 데미지 필드 있는데 이제 만나면은 더군다나 체력 없을 때 이제 적 파티가 이제 선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니까 많이 위험하고 때 들어오는 그거구나 그러니까 명부의 해랑은 뭐냐면은 그, 아 이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후생 이제 구할 수 있는 아, 한번 더 가면 안 되나? 아 한 번 더 가면 안되는거나 아, 미치겠네 이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그까 나가는 방법을 이렇게 그냥 직진 세 번이었나? 하여튼 그사념체가 등장한 때가 있는데 세 번 맞네?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은 오른쪽 꺾어서 계속 가시면 아 아까 여기서 일로 가서 여기 여기 나가면 되고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면은 못 만나니까 일단 다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그 12m 영화의던거 일단 되돌아가시고 홀수 홀수 때 아, 홀수 때 들어가면 안 돼. 딱 경호수가 이제 어, 정천일 때 가야지 이제 그 벨제부부랑 싸울 수 있고 그다음에 절반이랑 하코쿠치가 풀릴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저거 이제 보물의 방 명불 보물 창고인데 여기에 10만 마카 주지 않나? 그래서 가는 방법은 일단 오른쪽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직진 가시면 안 되고 이쪽 그죠? 이죠마서를 깎여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기다린 거 아니고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로 가시냐면 4어그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유턴하는 식으로 꺾어 가시면은 여기 있거든요 이제 이분한테 그래서 이렇게 문구를 띄우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얘를 누르면은 이제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사주석이랑 아마 뭐 10만 아까이줘 근데 뭐 저는 딱히 구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딱 되도록 할게요 일단 보여드리려고 온 거예요 이제 나가는 길에 있나? 되나? 기다려야 되잖아 하여튼 이제 뭐 보물 창고는 이제 방금 저로 투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네, 저거 말고 왜냐면 이제 뭐 딱히 저 안에서도 뭐 그렇게 캘 데가 없으니까 예, 하여튼 저 웨이팅 하라본 만나면은 얘 좀 기다리셨다가 한 5분 정도 이제 끼워뒀다가 얘 누르면은 대한민국도 보면 이제 저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만 10만 1이었나? 그렇고 그리고 막카에도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음, 어, 보물창고 들어갈 때는 4하고 8 그러니까 하프랑 풀일 때그 다음에 홀수일 때 들어가면은 이제 묘비방 있는 그냥 통로 나오고 하여튼 지금은 일단은 못빠져나가면 아, 안 가는 이유는 정찰 때 빨리 벨제국 쌓아야 된게 통로 나가도 그 잡아야 되는데 벨제 부부를 죽이고 이제 나중에 이프리트한테 다시 돌아가서 그 명성의 열쇠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긴자의 로키한테 가서 이제 어, 아사쿠사 정크샵 그 이제 잡동산이 걔한테 헐값을 넘겼다는 걸 이제 듣고 이제 그잡동산이 마네카타한테 그 정크샵 가서 이야기를 듣는다 하면 열쇠를 받거든요 이제 그 열쇠 받고 다시 이제 좀 애매해요 네, 그 열쇠를 얻어야지 이제 3칼파에서 4칼파 가는 그 스위치를 열어둘 수 있어서 자 아, 일단 보자 일단 어쨌든 벨제부부로잡아주고 농부의 광장 여기 맞아 맞는데 여기가 또 이제 데미지 필드거든요 일단 하여튼 최대한 북쪽으로 가신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되는데 음, 어, 만날 것 같아요 어, 무서워 만화 여기 대신에는 힐하면서 가도 돼요 이게 만약 만났는데 저한테 선통권 있으면 뭐 체력도 없을 때 거의 뭐 죽는다 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모스맨 있으면은 맞는 거고 이제 여기서 싸우는 거고 체력 채워주고 자 보자 조합이 어, 주살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아, 그러면 이제 죽고 어, 주살은 끼신 상태이셔야 되고 이제 그 이유는 음, 죽은 파리의 장례라고 만능 속성 주살 스킬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데미지는 데미지대로 받고 주살 속성이 없으면 즉사 그것 때문에 음. 벨제부브도 잠도 오래 걸리고 반동이 원래는 없으니까 이때는 정말 이제 소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결이나 아, 아니다 화염 마법을 쓰는 게 그나마 제일 낫고 전경은 뭐 안 들어가니까 랜덤 아이저나 뭐 타로카자 써시면 좋긴 하지만은 백군다를 쓰긴 써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아 레드라이더가 백군다가 아무래도 백가자가 그 뭐 없지 그럼 시켰어 음. 그렇다고 울진 않아요 관통 있으면 그 딜이 잘 들어가긴 하는데 어, 괜찮은데? 힘들어 아. 관통 딜러한테 올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정글도 쓰면 쓰는데 그래서 그냥 기압 쓸 바에는 공조 쓰시는 게좀 낫고 오 노노노 이러면 안 되는데 에헤 정전 어, 신로로 ないんだぞ 그냥 채팅 나오면은 음, 그게 날라온데 죽은 팔이잖아 이거는 안 쓰나 뭐 그리고 너무 많이 써주실 필요 없어요 랜덤하게 왜냐면 저거 쓰기 때문에 그 뭐라 해야 되지 저거 써요 대충 뭐, 다 써먹고 틀기 때문에 큰일이 없어갖고 아 이게 아 겐지는 내성이 있구나 근데 백화자도 없어? 아 이게 빈결도 적게 있네요 내성이 그럼 화염이나 충격을 가야 된다 는 이거 이번 턴에 어쨌든 저거 써야겠죠 그 캐트라까? 야 썼으니까 맞을 좀위험것 같아 아, 다 풀렸잖아요. 화염 마법이 제일 좋아요. 네. 전격은 무효고, 결은 내성이고, 화염은 내성이 들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주살 내성 없으면 죽어요. 즉사 스킬이 없고. 아, 뭐게? 짜라. 그렇게 하면 어차피 힘도 없어 아 근데 서우는 거 진짜 와 너무 다르다 어허 뭐냐 이거 이렇게 하고 화염 마법으로 녹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프롬 때문 제대로 딜도록하니까 일단 처음 들어가봐요 화염이랑 화염이랑 아 근데 진동도 이건 내려오다가 화염 때문에 보통 다 있는 거야 죽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근데 이제 어,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돌발적인 데미지 표이죠 예, 그냥 어쨌든 네, 이제 뭐, 그냥 스킬 데미지와 고만고만하니까 별다른 내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주사리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잡고 뭐, 뭐 안에 들어가면은 대충 이제 저게 있고 그래. 어차피 아래층 내려가봐야 거기 스위치 못 열거든요 이게 힘의 향인가? 이디에키 힘의 향인가 어? 아니네 아 체력이야 체력 몇이지? 29? 딱 30 맞출 수 있네 그렇겠다 하고 이제 좀 은신이 편한 점이 저게 없거든요 그, 그 저주 그 필드 저주 지역 다 없어졌어요 그렇고 이제 데미지 필드 저기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점은 일단 네, 이제 일로 나가시고 나 아래층으로 가긴 가요 아래층으로 가는데 아래층 어차피 스위치를 못 내니까는 그 보내주는 애 있잖아요 그 2500 마카바고 채워주고 그 바로 신기입구로 돌려보내주는 그사점째로 빨리 찾아요 그서 그냥 이제 빨리 돌아가고 어... 그냥 그 명성이 열쇠 구에서 올칼파 여는 거를 그냥 빨리 다 알려드릴게요 여기가 4칼파였고 이 맞은편 2칼파잖아요 2칼파를 내려서 다시 이프리트한테 가요 이제 벨제부 처치하면 걱정 없으신 게 거기 이제 그 이제 지나가도 치러 갔다니까 네. 이제 가고 빨리 가는 것 같고 여기 가서 떼내고 테스트만 내가 안 쓰나? 왜 빨간색 되지? 안 사용했지? 이렇게 조금 여러 군데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제 아 이건 아니에요 한번더 올라야 돼 아, 틀리겠다 여기서 이제 가운데 여기가 이제 저거예요 이프리트 아타 이제 다시 근데 이제는 여기는 이제 전에 돈 받으러 갈 때랑 다르게 이제 이거가 이제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지고 그냥 가시면 되죠 아무래도 여기 나오는 애들이 보통 사신 타오티에랑 이제 야, 야만 주쿠스 이제 그 다음에 사천사 플라로 뭐 이런 70 이상 레벨 되시면은 보통 저거는 안 당하죠 에스트마 이제 그레벨에 쓰면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 어, 뭐 마법으로 딜하면은 상금 뭐 마법이면 잡을만해 네, 근데 좀만한 소모가 심해지다면 물리로 때려야 되는데 문제는 물리로 때리면은 냉방이 음, 있을 것같아좀 짜증날 때가 있으니까 방금 같은 경우는 비슈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반사 스킬이 있으니까 그냥 연개파로 쳐도 되긴 한데 이제 깜빡했어요 아 이제 왔고 그래서 이제 금색 문을 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열쇠가 있다고 얘기해줬죠 네. 그 갖고 있다는 애가 로키예요 근데 이 로키한테 감이 없지만은 어쨌든 로키한테 가서 이제 정보 행방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칼파도 이렇게 되면 이제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칼파 눈을 이제 되, 돌아가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마카가 안 아까우시면은 내려가시면은 그 중간에 입구로 보내주는 사념체 있잖아요 그 친구들 아얘 말고 저 옆에 그럼 좀 빨리 갈 수 있죠 네 여기도 오케이 오케이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오면은 이제 여기서 긴자 긴자에서 루키한테 얘기 듣고 그때 이제 아사쿠 정크샷 좀 복잡해요 네 그래서 보통 클리어하는 시간 엄청 빨리 끝내시면 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게 메타트론라 합체하려면 잡긴 잡아야 되잖아 어떻게 하지? 근데 이제 아사쿠사로 가서 이제 지하에 정부에 가서 열쇠 받고 그 열쇠를 들고 어디로 가냐면은 삼칼파로 가셔야 돼요 삼, 삼칼파로 삼칼파에 이제 거기 열수 있는 그, 사칼파 내려가는 그 스위치가 있건 일단 뭐 보여드릴 거니까는 게더 걸려 그래서 일단은 바닥 이거 들고 가야 돼요 30분 컷이 안 되겠는데 아 제법 걸린다 아, 왔다 갔다 하는 게 맛있는데 어, 음, 저 어디냐 저도 그냥 최대한 지금 음, 깨고 길 열고 필요한 재료 구하고 하는 것만 이제 집중해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걸리죠 아무래도 네, 이 이제 이번에는 상칼파 폰이 아니야? 오늘 여기? 자 아, 이제 여기 오셨으면 일단 빠르게 한 3층까지 아 2층까지인가? 지하층까지인가? 내려가면 내려가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제일 빠른 방법는제 생각에는 운해문 두 번째 공통합니다 전에 열지 못했던 이렇게 삼갈바이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내려가시고 아 돌아올 때도 저걸 또 타야 되는데 알파 아, 그 그래서 오칼파로 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해야지 열 수 있어요 해서 그러고 뭐, 뭐 뻔하지만 다시 지금 사칼파로 돌아가서 저걸 지나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좀, 좀 왔다 갔다를 음, 많이 한다. 네. 좀 스트레스긴 하실 텐데. 근데 그만큼 보당이 좋으니까 어, 가는 이게 제가 또 그, 저거는 그런 건 약간 좀잼병이있어요 이렇게 오락실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어, 어, 어, 뭐 그런 비행 슈팅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진짜 못했죠 장애로 피하는주고 이렇게 됐고 여기서 또 이제 뭐 돌아서 올라가는 방법인데 좀 귀찮으니까 이걸 어디 가냐 왜 단테에 싸우던 층에 또 그게 있거든요 입구로 돌려보내준 사냥채가 이렇게 만나 가는 게 좋죠 그래도 2500 마카 쓰고 시간 절약한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칼파보다 솔직히 진행 시간이 약간 더걸리나좀 클리어 기준을 봤을 때 시간 많이 잡으려고 어디 있더라 아 이거 한번더 올려가야 얘였나? 오케이 썸을 일단은 얘 없었으면 더러 올렸죠 네. 이제 이제는 다시 사갈파 바꿔도 되는데 왼쪽에 이제 가지고 있는 노벨광도 있지만 이 마카 얻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25,000씩 두 번이니까 5만이니까 음, 챙겨 가시는 면 거죠 여기랑 여기 이제는 진짜로 오카이파 가야 되니까 내려가긴 해야 될게 아 홀수 맞춰야 되는데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걔가 홀수니까 그래서 여기는 일자인데 이쪽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통과하시면 여기만 가는 건데 어쨌든 이거 뭐 전혀 해당 사항 없게 내려가고 해서 이제 열린 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여길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지금까지 그 결국에는 다 꿈했던 거였다 뭐 요약을 하면 그래서 이전 칼파까지 어, 했던 것들은 저거다 이제 까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한 거지 그래 여보 제압을 저질렀다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아서 좀 음, 뭐 억지는 아닌데 개연성이 좀 부족했다 구체적으로 무슨 실수를 해야 하고 근데 단순히 그냥 그냥 그 그냥 그대로 된 육신이 그거 수태가 된거 근데 뭐 그것도 이유가 뭐 알려줘야죠 하여튼 뭐 이제 뭐 그런 거고 음, 일단 가야지 뭐 칼파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엔딩을 못 보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음, 그건 상관없고 제 생각엔 아마 <clears throat> 메타트론까지 잡아도 되는데 아마 그 이제 666 3층 이제 지하 666층 그 내려가서 아마 그 노인하고 이제 대화를 해서 그 마가타마 이제 첫 번째 마가타마가 이제 관통으로 열리는 마지막 스킬이 그것만은 그 이벤트만 안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전까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몰라도 하더라도 이제 저는 바컬파 이제 뜨는 거 이제 보여드려야 되니까 확인할 건데 그리고 오칼파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단계가 필요하고 왕관의 매너라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등록하면 되고 이거 등록까지 한번 마무리하요 왕국의 매너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트럼펫 패터까지만 잡으면은 문제는 없다고 이런 거고 일단 그래서 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오칼파는 이제 또 진행을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